feel like falling deeper 그런 nights 난 너무 싫어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어 저던내 사랑이시고 기대만 하는 것도 난 힘들어 No I can't just can't 가져 내 마음을 놔줘 내 가슴을 다 바쳐 사랑하기에 자신이 너무 걱정돼 바보 같은 생각이야 알아 멍청해 come with me Get your mind handling 근데 있잖아 너라면 다를까 생각이 들어 해볼까 말까 내 다리가 걸어 가는 방향이 어딘지 서로 궁금해져 버려 애써 맘 졸여 하늘만 보면서 언제쯤 알게 될까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참을 멍하니 보다 보니 살짝 어두워진 색깔 불그스름한 노을의 색깔 another, pick and choosing you and me. your mind.